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날에 술을 왕창 음주를 조금 했어요 음주를 조금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든 상태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음주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 제가 음주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해외로 이사 가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좀 무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숙취를 가득 담고 있는 이 얼굴을 좀 생기 있게 바꿔보는 자몽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좀 안경을 벗어줄게요. 오늘 렌즈는 블루 계열의 렌즈를 껴볼 거예요. 요런, 요런 렌즈거든요. 아니 술 먹고 다음날엔 렌즈 낄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알도 부어서 그런지 진짜 너무 아파요. 아파 아파 아, 파 토너로 먼저 피부결 정리를 해줄게요 아, 진짜 오늘 진짜 나가기 싫었거든요 오늘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봐야 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꾸역꾸역 준비하는 중입니다 아시잖아요 음주 왕창 한 다음 날에는 뭔가 침대도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머릿속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눈 뜨면 그냥 너무 힘든 거 어우 글쎄 말을 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속에서 술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 미치겠다 이거는 헤라의 로지 사틴 크림이에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피부결을 좋게 해주는 크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요만큼이나 썼어요 거의 설거지를 했죠 네. 빡빡 그냥 바닥까지 쓰는 크림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크림을 오늘따라 좀 막 바르네요, 제가. 제가 예전에는 막뭐 피부가 수분 크림을 왕창 먹기 힘드니까 layering을 해줘서 조금 조금씩 수분 크림을 먹여야 한다는데 집어치우죠. 오늘은 너무 너무 힘드네요. 그냥 대충 바를게요. 음, 이거는 닥터탑 시카케어 UV 프로텍트 모이스처라이저예요. 로션 같은 로션 같은 선스크린 제품이거든요. 뭔가 선크림 되게 답답하게 올라가는 거 싫으신 분들은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도 사실 선크림 바르는 거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로션처럼 메이크업 베이스 깔기 전에 그냥 로션처럼 사용해도 되니까 손이 좀 가더라고요. 이거는 비디비치의 스킨 일루미네이션. 이건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 얘가 옅은 핑크색을 띠고 있거든요. 이런 핑크색을 띠고 있는데 좀 피부를 속부터 윤광이 올라오도록 좀 핑크빛 생기가 빡빡빡빡 빡빡 빡빡 빡빡 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라이머예요. 역시 술은 진짜로 먹으면 안 돼요. <laughs> 몸에도 안 좋고 그냥 사람 힘들게 하고 네 그렇잖아요 아까보다 좀 피부 푸석푸석한 게 많이 그래도 나아졌죠. 그래도 좀 윤광이 돌아요, 그죠? 그리고 다크서클이 지금 좀 심해요, 여러분. 제가 음주를 한 다음 날에 아니면 은 진짜 그 전날에 너무 피곤하게 막 무리해서 활동한 다음 날에는 좀 다크서클이 항상 발가락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발가락에 이렇게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하고 발가락까지 다크서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글립스의 사랑해주 덮어주 듀얼 컨실러고요. 025 샌드 색상이에요. 여기 다크서클에 이렇게 딱 집중 공략해가지고 커버를 좀 해줄게요. 이건 헤라의 블랙 파운데이션이고 23호 웜원 샌드베이지입니다. 요즘 제 최애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컬러 shade가 되게 다양해서 본인 피부톤에 딱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으실 수도 있고 지속력도 되게 오래 가요. 제가 원래 지속력 되게 중요한 날에는 파운데이션 이제 에스티로더랑 나스 결광파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 파운데이션을 만나고 나서는 그냥 얘만 주구장창 쓰고 있, 습니다이 스펀지는 제가 친구 에이블리 집 가서 몰래 쇽 하나 가져온 네, 그 스펀지예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 스펀지 이름을 지금 몰라서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아마도 제가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이 밑에 자막으로 달아났겠죠? 숑숑이 파운데이션 보세요 여러분 짜잔 이 느낌은 지금 파운데이션이 다 한 게 아니라 물론 제이미 포유가 베이스를 쫀쫀하게 잘 깔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코필러를 맞아가지고 팡팡 두들기시면 이게 좀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귀중품을 터치하듯이 아주 그냥 살살살살 네, 살살살살 온몸에 힘을 빼고 손목에 힘을 모조리 빼고 느낌으로만 이렇게 feel 가는 대로만 척척척 두들길게요. 그리고 요쯤에서 저는 21N neutral 색상 바닐라 색상이거든요. 이건 제 톤보다 한 톤 높아요. 이 색상을 한 번 더 layering 해줄게요. 여기 안쪽에 살짝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듯이 살짝만 layering 해줄게요. 제가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을 좀 써본 결과 얇게 한 겹 한 겹 올려서 패스츄리 마냥 이렇게 layering해서 쓰시면 지속력도 오래가고 피부 표현도 두 배 이뻐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파운데이션은 진짜 layering 해줘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너무 막 layering 하긴 했는데 평소에는 브러쉬 사용해서 차곡차곡 올려줘요. 왜 오늘은 layering 차곡차곡 예쁘게 안 하세요? 물어보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많이 마셨잖아요. 오늘 좀 힘드네요, 여러분. 파우더 처리를 좀 하고 지나갈게요. 이거는 로라메르시의 translucent loose setting powder. 입자가 되게 고와서 피부를 뭔가 건조하지 않게 유분감만 예쁘게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고 싶으신 분들 이 사용하시면 좋은 파우더고요. 입자가 진짜 고와요. shading은 역시나 오늘이나 어제나 쿠포스쿨 아트바이 로댕이에요. 제가 해외로 이사 간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아무래도 좀 떨리네요. 그래도 한국이 익숙하잖아요. 제가 혼자서 유학 갔을 때도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 엄마 아빠 한국에 계시고 혼자서 책가방 메고 유학을 간 거니까 엄청 힘들었거든요. 미국 딱 도착해서 일주일, 이주일 동안은 펑펑펑 운것 같아요. 저는 나름 좀 적응이 되게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적응을 딱 하고 나서는 생활이 다 편해지고 금방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그 적응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걱정되네요. 이사 가서는 유튜브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에 의존해서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굉장한 포부, 굉장한 포부. 이거는 클리오의 Pro Eye Palette Brown Choux 색상이에요. 컬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블러셔랑 립의 컬러감을 강하게 줄 거기 때문에 그냥 눈에는 무난하게 화사한 브라운 톤으로 깔아줄 거예요. 이 무난한 이 컬러 이 땅콩 컬러를 사용할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눈이 두 배로 쫙 길어지는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집중 집중. 저는 눈을 이렇게 딱 떴을 때 눈이 좀 다 먹어버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썹 뼈까지 살짝 올라오도록 이렇게 넓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사람 눈 모양마다 다르게 베이스를 깔아야 하니까 굳이 이마, 이거는 참고하지 마세요. 이, 그럼 이 말을 왜 했지? 이럴 땐 헛개술을 먹어야 돼. 음. 술이 안 깼어, 술이 안 깼어. 언더에도 좀 도톰하게 깔아주세요. 베이스는 넓게 넓게 이렇게 눈꼬리 뒤까지 좀 넓게 넓게 눈이 길어 보여야 하잖아요 오늘은 그 다음에는 이 컬러 이 두 개를 섞어줄게요 이제 눈 뒤를 막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딱 쌍꺼풀 라인에 브러쉬를 딱 수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넓게 넓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살짝 이렇게 쌍꺼풀 라인까지 가져올게요 눈 앞머리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언더는 완전히 브러쉬를 눕혀서 좀 언더에 꽉 차게 뒤 이렇게 음영 준 부분이랑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컬러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펄섀도우는 손가락으로 착착착 펴주는 게 잘 발려져요. 눈 앞머리에는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깔아줄게요. 애교살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이거는 아이라이너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심이. 그래서 점막이랑 눈꼬리 살짝 내리기에 되게 편해요. 이걸로 일단 점막을 채워줄게요. 딱 이렇게 점막까지만 슉슉슉 채워줬거든요. 아이라인에 두께감 있게 그리긴 했어요. 이거는 아리따움의 Idol Lash Premium 22호 Lovely Eye예요. 눈이 오늘은 길어 보여야 하니까 얘가 삐져나오도록 길이를 살짝 오버해서 잘라줄게요. 속눈썹에 항상 이렇게 풀이 붙여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메이크업 하기 전에 다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줘야 되는데 이때 저는 속눈썹을 이 시간에 제일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제이미 포유님이 길이감 조절에 실패하셨습니다. 두둥. 아 이게 아, 너무 짧게 잘렸다 어떡하지? 반대쪽 방금 잘라서 나온 짜투리 속눈썹이거든요. 이걸 뒤에 붙여줄게요. 어우! 바람에 이렇게 속눈썹 풀 말리려고 후 하는데 술 냄새가 wow 짠! 이렇게 붙였습니다. wow 눈이 길어 보이려면 눈꼬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눈 끝에서부터 살짝 내려와요. 내려온 다음에 끝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라인을 따놨으면 살살살살 이 속을 채우면서 라인을 좀 두께감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살짝 내려왔다가 여기 끝은 슉 살짝 올리는 그런 아이라이너라고 해야 되나? 반대쪽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아이라인도 다 그려줬어요. 이 고동색 컬러 한 번 더 사용해서 아이라인 길이만큼 눈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여기까지가 내 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도 눈꼬리에도 음영을 살짝 더 추가해주세요. 계속 눈 뒤쪽 위주로 음영을 그냥 쌓아버려야지 눈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눈꼬리는 이렇게 다 그렸는데 보이십니까? 제 노력의 흔적. 얼마나 아이라인을 손등에 문댔는지 군데군데 또 빨개져 있어 <laughs> 그 다음에는 요거 릴리바이레드의 Starry Eyes 9 to 9 Gel Eyeliner 5호 mellow coral 이 색상을 오, 뚜껑 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색상을 사용할게요 자 이제 눈 길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under 삼각존을 채워볼 건데요 이제 눈동자 끝 여기서부터 한 여기 눈끝 라인까지 일자로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디디디디딕 디디디디딕 일자로. 근데 이 아이라이너 자체가 되게 컬러가 부드러워서 잘 안 보여요. 막 진해지지 않으니까 좋아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사선 브러쉬를 사용해서 라인을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brow lash neo 여기에 래쉬엄 마스카라 볼륨이에요. 제 속눈썹이랑 가짜 속눈썹을 이렇게 이어준다는 느낌으로만 터치해줄게요. 속눈썹이 너무 진해져도 이렇게 음영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눈에는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눈 뒤쪽 lash에 집중적으로 마스카라를 살짝 진하게 칠해주시면 뭔가 눈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로 아이 메이크업 끝이에요. 아까보다 훨씬 눈이 두 배로 길어졌죠. 블러셔는 3CE의 pro multi blush color palette를 사용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이 컬러 peach pink? coral? 이런 느낌의 블러셔를 먼저 사용해서 얼굴에 살짝 연하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연보라 컬러 있잖아요. 연보라 컬러 이 두 개를 섞어서 진짜 아주 살짝만 볼 주변 전체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이쪽 안쪽이 훨씬 화사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orange coral 색상 있잖아요. 자몽빛 나는 거. 이 컬러를 살짝 이 옆에 핑크 컬러랑 섞어서 여기 볼 가운데에 살짝 얹어줄게요. 어, 역시 블러셔 하는 게 제일 재밌군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재미없는 눈썹을 그려줄게요. 요거는 킬브로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이고요. peanut brown 색상이에요. 제가 눈썹 털 정리를 또 안 해가지고 네, 지금 눈썹 보여드리기가 민망하니까 숨어서 그려와도 될까요? 저쪽에서. 카메라 없는 곳에서. 이것도 물론 헛소리였으니까 제가 헛개수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좀 열심히 안 했잖아요. 하, 무릎 꿇고 시작하겠습니다. 뿅! 기다리셨던 구독자분들에게 진짜 죄송했어요, 계속. 이번에 rose coral 메이크업 찍었을 때 편집을 하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시 올리기가.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봐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좀 깔끔한 느낌이 없으니까 Kill Brow의 color brow lacquer 5호 pink brown 이 brow cara를 사용해서 눈썹 좀 염색해주고 눈썹을 다듬어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이라이터를 할까 하는데 일단은 클리오의 prism air highlighter 01호 gold sheer를 가져오긴 했거든요. 짠! 오! 헉! 뭔 일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통째로 떨어지는 제가 진짜 화장품 관리를 못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홉 떨어지지? 재밌다 이거 요, 요, 아이 요 아이를 그냥 요 아이를 사용해 줄게요 코끝 콧대 여기만 해줄게요 자 이제 신나게 립스틱을 깔 준비를 해봅시다. 네, 이제 완전히 학교 조퇴할 때 유용한 방법이죠, 이거. 진짜 입술을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베이스는 클리오의 mad velvet tint 085 coral appeal. 이걸 사용할 겁니다. 색감이 요런, 요런 느낌? 립 바를 때는 입술 위에 이 컬러가 채워지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말을 안 해요. 이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는 mad velvet tint, 이것도 클리오 거고요. sun peach 컬러예요. 진짜로 이름 따라 sun peach스러운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 자몽 메이크업이 완성되었고요. 머리 꼬라지가 제가 지금 요래요, 여러분. 하, 제가 빠르게 고데기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묶도록 할게요. 머리를 묶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삐죽삐죽 흘러나오는 머리가 포인트인 거 아시죠?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의 저의 술 먹고 다음날 칙칙하지 않은 자몽 생기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물론 제목은 바뀔 수 있어요. 그날그날 즉흥적으로 바꾸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또 봐요. 안녕.